바로 먹어도 돼요? 네, 절비이 익혀놓은 거라 바로 드셔도 돼요. 정도 되셨고요 갈비, 오징어, 홍합은 익혀놓은 거라 바로 드셔도 되시고 나머지 해산물이랑 야채 종류는 아직 안 익은 거라 한번 끓여서 드시면 되세요 people.